네, 현승이 아까 나가셨잖아요. 아니 아니 저기 스팀 스팀 계정에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. 어, 야. 굿, 굿, 싹. 마무리! 마무리 짠짠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돼 오몇가지못왔고나 여기도 아 병왔어 아싸! <laughs> 공중, 공중선, 공중선. 아, 왠지 이번, 왠지 이번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, 한 번 더 해볼게요. 네. 뭐야? 아, 랩법이야? 설마 랩법이야? 랩법 같은데, 랩법? 야, 저 두 번째 랩법 당했습니다. 아, 랩법이야, 랩법. 통신 에러, 랩법. 날또 스트레스, 스트레스 받게 할지. 가보죠. 빠밤 오 오. 마무리! 자, 상대방으로 공격을 유도하고 나나나 마무리! <laughs> 아, 벽에 몰아붙이면 무서워지는 아 치고의 공격템이 놓쳤다. 마무리 다 아무것도 못해보죠 이, 렇게아 변칙적으로 가야 돼 변칙적으로 그룹 그룹 그룹 짠짠 아하 아닌가? 다른 분인가? 입장이 다른데? 맞네 이분 어 뭐야 뭐야 콤보 콤보 콤보 오 콤보력 장난 아닌데? 투 어, o n 아. 마무리! 자, 발차기로만. 어? 야. Oh 어, no 어, 어. 야, 또 올렸어, 또 올렸어. 야, 미쳤나봐. 이런 좋은 찬스를. 아싸, 이겼다. <laughs> 마무리, 마무리. 독티스 윈! 굿바이. 예. 그리고 뭘줄 알았지? 오. 와. 야. 와 뭐야 이게?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씨. 와 당혹스럽게 한데?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이게 왜 뭐야 이거 아, 안 걸려. 어, 어이없네. 와, 대박. 이게 왜안 맞지? 아, 당혹스럽네, 이거. 암호킹을 상대를 계속 안 해봐서 그런가? 아... 이거 100% 걸리네, 이거. 다불기였구나. 알았어 가불기면 가불기라고 말을 하지 마무리 네 이분 잘하네요 아주 잘하네요 약간 렉이 좀 있는데 그 말고는 뭐 와. 마무리! 예. 제대로 제대로 이제 어, 가지고 왔어요. 야 미쳤나봐. 아 잠깐만. 아. 아, 씨. 횡신했다고. 예, 예! 이겼어, 이겼어, <laughs> 이겼어, 이겼어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. 아, 이거 저분이 봐준 거 아니에요.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.